보자고요 Are you ready? 어? 네 형님 음. 와 되게 카운터 나네 와 뭐야 이씨 마무리 아, 대포동 와 진짜 빡센데요 야이씨 아 이거 와! 설마 이게 들어가진 않겠지? 아니다. 바이바이. <laughs> 바이바이. 어우, 살벌한데? 그럼 어, 나도 방법 다시. 와! 걸리지 바보야 아무리 배운 대로 <laughs> 이제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아 저 그래도 일단 알려주신 거 중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뚜뚜뚜뚜 그거 어. 어야 겁나 아파 어, 어, 어. 아싸 <laughs> 뻔히 자 마무리 저야 <laughs> 이분 이분 일단 다행히도 몰라 아. 오. 오. 야야. 오, 이게 맞아? 노노노노. 아싸! 다시 다시 야야야 반격기도 있어 요 와 아, 말도 안돼 반격기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 와 아, 짱나 이 사람 이 사람 타먹어 와 마무리 나도판 1라운드 건졌다 아니야 제가 오. <laughs> 어, 앉아 앉아 앉아 야 안돼 야씨안 걸리지 어 바보 일부 맞아줬어 이게 뭐지? 이거 봐준 패턴인가? 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컴퓨터 온다 야 잠깐 잠깐 잠깐 아, 잡는 거 반칙이라니까 아 진짜 어렵네 야 배운 대로 아. 오 뭐야 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 이겼어 <laughs> 나 저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겼어 어. 저기 저기서 나가네 야 빵빵 우리들의 카즈야 카즈야 이 판 끝나면 한번 연습 모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오른쪽으로 연결 캐고 이렇게 마무리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지 마음이 급했구나. 괜찮찬 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한 번 더. <laughs> 마무리. 하나, 하나. 오. <laughs> 안 걸려요 그런 거. 어 걸렸네? 응 걸리는 난 뭐야? <laughs> 이거 완전 재밌어. 오. <laughs> 예, 쉣. 아니다. 어야. 헐. 안돼 <laughs> 아, 네. 이제 돌아가면 까먹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 다 까먹는 것 같아요. 이거 끝나면 잠깐 연습 모드에서 다 배운 거 약간 다시 좀 연습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한번 졌더니 너무 빡쳐가지고 좀 그러네. 아이고. 이 뭐니 아이고 콤보 연결 실패. 마무리 네 이제 돌아가면서 까먹는 날 제가 음, 어 다시 지금 연습 모드 잠깐 갈게요 연습 지금까지 깜찍길래 철권 세븐이었습니다